많이 벌었겠다 그럼 지금 네, 노래 들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노래 해라니까 뭐, 노래 안 하나? 아니 노래 노래하다 틀리고 짜지 아 여기 되지 이게 근데 여기, 여 가락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네, 잠깐 틀려 너 여기 맞춰 그래 아 그래 나 그래 맞아 주승률 치면서 나도 승률 같이 들어니까 그래 네. 나 노래 안 해도 되지 아니 해야지 언니 어디 시작할까요? 자 노래 노래 아니 노래하면서도 잘 가슴으로 하면 돼 가슴 이게 가슴으로 해야 돼 어, 높은데 이 노래 높은데 가슴으로 하면 돼 다시 다시 지나가시 謎からがあるから。はい。俺はどう捉えてない。